おーん、ましと。 냠냠 오 맛있다 음, 어유 크게 먹었어 음. 옥수 크게 먹었다 어 맛있구나 하나 오 아, 찝었어 어, 어 아빠 찝어줄까 응? 어 먹을 알지. 그것도 한입 먹. 뭐? 아, 맘만 먹어야지 장난치면 안돼